hi brawler분들 데디입니다 제가 아직 전설 두 친구가 없는 상황이에요 두 친구가 스파이크랑 레온인데 이제 제가 Brawl 공식 카페 네이버 카페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 네이버 카페를 보고 있는데 아이디가 기억 안 나는데 그 아직 있어 근데 그분이 어, 무슨 말 했냐면 5300점에 Brawl 상자 하나를 줬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 그래가지고 이 글을 본 다음에 이걸 아직 안 깠어요 거의 뭐라 적혀있냐면 자기가 원하는 브롤러를 뭐냐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면서 자기 걸 올렸는데 일단 영어로 바꾸래요 일단 영어로 바꾸고 이거 5,300점이 뭐다 그, 헛소리일 거예요 아마 일단 근데 해봅니다 저도 일단 챔피언이 필요하니까 일단은 자기가 하고 싶은 캐릭터를 영어로 일단 바꾸고 제가 하고 싶은 갖고 싶은 캐릭터 만약에 제가 스파이크예요 스파이크로 해 스파이크로 하고 일단 연습을 한 다음에 가운데에서 뻑규 모형을 만들라는 거야 이게 말이야? 일단 해볼게요 일단 저 상자 지금 많이 모았거든요 가운데를 그러니까 일자 일자로 잘라서 아 얘네가 죽으면 안 되는데 야야야 얘네가 죽으면 안돼어 야야 이거 너무 위험한데 이거 안 되자 자 뻑규 모양인가? 뻐 o 모양 아니야? Nope. 다시 해야 돼? A few moments later. 오케이 가운데 뻑큐 모양 만들었어. 오케이 그리고 나올 때 바로 나가래. 그 다음에 상자 강을 하면 된다 하거든. 일단 그렇게 해서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 지금 저 4개 4개 4개 나왔거든요 일단 제가 쓰는 방법 안 쓰고 그냥 까보고 맨 마지막에 5300점 상자 까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건 바로 한번 까볼게요 자 이제 반 왔죠 하지만 너무 기대하지 마 기대하지 말고 까야 됩니다 저도 전설 크로 너무 질려가지고 하나 더 갖고 싶어 헛소리 하지마 임마 이거 누르는데 마우스가 너무 아파 손가락이 너무 아파 이거 상자 44개 모으는데 거의 한 10일 이상 걸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두 번째야 두 번째 아 확률이 너무 거지 같은데 자 친구야 제발 카페에 있는 말이 맞도록 생각을 해야 된다 나오긴 개뿔 그냥 내 방식대로 깔걸 괜히 그 방식으로 했네 젠장할 난 이러면 또 모아야지 아 방금 너무나 아쉬운 제 상자 50개가 날라갔는데요 그렇지만 또 이런 방법이 있었으니까 또 재미있게 한순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렇지만 또 빨리 앞으로 더 상자 빨리 모아가지고 더 웃긴 영상 유익한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재밌는 영상이나 재밌는 방법 있으시면은 제 메일로 주시면 이 또한 참고해서 웃음기 있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또 이벤트도 많이 많이 하니까요. 지금은 7,000명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고 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